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송상입니다. 어, 우선 전시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Hi, I'm so um I'm Song Isang from Seoul,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is global feminism show. 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통역을 부탁드렸습니다. And I'm doing translator for her today. 어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I'll show a lot of images until the end of this time. 어, 2001년서부터 2006년에 해당하는 작업들인데요. 이 작업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I'm gonna show my work from 2001 to 2006. 어,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거는 착한 달이라는 그런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어, 신체가 어떻게 그렇게 강박적으로 표현되는가 뭐 그런 작업입니다. As you can see the title of this work, it shows how women's bodies is disciplined by social system or social context. 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가부장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It's about Korean patriarchal order. 네,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어, 저 어떻게 교육받고 훈련받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강박적으로 표현되는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Uh, it shows how women could be obsessive depending on how she is disciplined and educated by Korean society.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국의 중산층 여성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In a way, it shows a kind of fantasy of a middle-class Korean woman. uh, in the society. 어, 앞에 작업이 특별히 여성에 대한 것이라면 이건 일반적인 사회 모든 구성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Uh, this um, pre- previous work just uh, um, only for uh, women in Korea, but this work kind of shows the general conception or social um, kind social conception in Korea. 어, 보시다시피 어, 사,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이 되 되기 위하여 얼마나 기계적으로 변하는가, 도구화되는가에 대한 작업입니다. It shows how an individual could be instrumentalized to be a proper person or proper individual in society.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런 헬스 기구 같지만 실제로 작동되는 것은 고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 appears like um, um, tool or machine in a fitness center, but it actually um, functions as a torturing machine for an individual.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 퍼포먼스인데요. 바닥 청소에 관한 겁니다. Uh, this is cleaning my home and um, I did a performance by myself. 어, 어, 양면 테이프를 몸에다 감고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굴려서 바닥에 깨끗이 먼지 하나 없이 제거하는 그런 어떤 청소에 대한 강박증 뭐 그런 얘기입니다. I wrapped up my body uh, by, with a double-sided tape and roll over the floor and it shows obsession with cleaning and you know. 어, 이거는 제가 동상이 한번 되어본 건데요. 어, 어,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 어머니의 상징이 되는 그런 인물을 제가 이렇게 분장해서 동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I try to be a symbol um, of a great or best mother in Korea. 어, 이 작업은 푸른 희망이라는 작업인데요. 월미도라는 하나의 섬을 둘러싼 세 개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This work tells of three stories of, to taken place in the island called Walmido in Korea. 어, 첫 번째 사진은 보시다시피 어, 버스 안내양인데요. 손이 없습니다. Uh, it is a bus attendant, but she um, lost her um, left arm or right arm. 그런데 이제 이, 이렇게 손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저 여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슨 희망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It asks a question what kind of hope she uh, has with her arm missed and with her arm lost. 어, 이것은 전설적인 여성 여성상인데요. 남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 남편이 외국으로 이렇게 끌려간 다음에 그 여,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다가 결국 돌이 돼서 죽, 죽은 그런 여자 이야기입니다. It tells a, a legendary story about woman uh, who uh, waited for uh, for her husband who were taken to the foreign island as a or prison, but she waited for so long to, uh, that became a stone. 어, 이 여자가 갖고 있는 희망은 그럼 과연 어떠한 희망이었는가? And it asks what kind of hope she had at the time. 어, 이 사진은 어, 1950년 한국 전쟁에서 아카이브에서 뽑아낸 사진인데요. Uh, it, it's, it comes from an uh, archive on, on Korean War. 어, 이, 이 장면은 미국 메가더, 어,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어, 참전하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It captures the moment of the uh, Incheon uh, landing operation by General MacArthur in, in, during Korean War. 그러니까 과연 이 미군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희망이었는가, 진정한 희망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And then this work questions um, this U.S. force was a real hope for were Korean at the time. 그래서 이 월미도를 일어나 중심으로 일어난 세계 사건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실됐고 왜곡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o all these three images show how blue hope or hope, our hopes uh, are lost and were lost. 이것은 제가 그냥 피에타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그 크리스트가 없습니다. I tried to be a Pieta but without a Christ.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극이 극단적으로 희극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It, it tells that um, great tragedy could would be great, great comedy in a sense. 어, 이 작업부터가 바로 이 지금 전시에서 보여지고 있는 영상과 연결된 작업입니다. Uh, from this point, um, these images relate, are related to um, the work in this show. 왼쪽에 보이는 나, 어, 남자가요, 저희 다섯 5대 대통령인데요. Yeah, that, um, 아, image on the right, I think. yeah, that's the 아, 오른쪽. Korea, Korea's fifth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어, 역사적으로 독재 정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근대화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Uh, he's a kind of uh, military dictator. At the same time, he was a symbol of Korean modernization. 그러니까 모든 그 모순적인 상황을 만든 그런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 Uh, he is a kind of a symbol of a trauma. Uh, to make a lot of conflicts and paradoxes in Korean 어, society. 그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바로 부인인데요. Next to him, uh, that's um, his wife and the first lady. 어, 남편하고는 반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훌륭한 여성의 상징입니다. Uh, compared to his present, she was she was a kind of symbol of beauty and wise woman in Korea. 어, 이 어, 여, 어, 여자의 이름이 유경수 여상인데요. Her name is Yoo Kyung Soo. 어, 그녀는 1974년 국립극장에서 음, 살해당했습니다. She was assassinated in national fury in 1974. 근데 그 사건이 아직도 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No one has found who was uh, behind the assassination. 어, 이거는 so far. 실제 그 사진이고요. Uh, that's uh, from the journal, journal, journalist archive. 어, 이것이 제가 말한 영상의 스틸 이미지입니다. Uh, this is the this is shown in this show. 어, 제가 그 유경수 여자를 보내서 실제 저격 장면을 18번 반복 연기한 영상입니다. I played a role role as, a, as the First Lady um, at the moment, and I repeated it uh, 18 times in this video work. 어, 이것도 그렇고요. Uh, this is part of the image. 어, 이것은 이 동두천이라는 저곳은 어, 한국의 한 도시인데요. 어,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두천 is a place uh, in Korea and um, USA, US Army, uh, US Army presence was con- was continued uh, has been continued since the Korean War. 어, 이, 고- 이 길이 바로 동두천의 레드라이트 디스트리입니다. Uh, this is a place of red light district in Dongducheon. 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블랙 어, 검은색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퍼포먼스를 한 사진이에요. Yeah, I made a performance uh, with a black tape on my face. 어, 이곳은 똑같은 상황의 다른 도시입니다. 즉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매향리라는 도시인데요. Uh, this is a city called Maehangri and also with a U.S. Army presence. 어, 이두 소녀가 활을 쏘고 있습니다. Uh, two teenage girls um, trying to shoot arrow. 어, 근데 그두 소녀가 죽었는데요. And then they were killed. 어, U.S. Army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쏜 화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Not by U.S. Army, but by um, the arrows um, they they had shot. 어, 저는 그 미군과 한국의 민족주의를 동 동시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I want to tell about um, Korean nationalism as well as U.S. Army. 아, 어, 이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한국 그 민족주의 상징인 하나의 모뉴먼트인데요. 5세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This this style um, comes from the 5th century and at, uh, functions or serves as a Korean nationalism 굉장히 so far. 큰 돌이에요. 이렇게 6m가 되는 큰 돌입니다. It's 6m long. 어, 진짜는 중국에 있고요. Um, the original, um, the original, original monument is in China. Now.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Um, these are copies in Korea. 저는 이것이 어떤 그런 남근 사상, 국가주의의 어떤 상징이라고 느꼈고요. I think this is a symbol of federalism and Korean nationalism. 어, 그래서 저는 그것에 허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And I tried tried making its outer shell or fake image of 그래서 this. 투명 랩하고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아서요. I wrapped this monument with plastic sheet and plastic wrap. 이렇게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And then hang it on the scalar space. 전체 높이는 한 3m 50 정도 되고요. It's three and a uh, three and a half meter long. 이 돌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앞에 적혀지는 텍스트 때문인데요. 그 텍스트를 이렇게 간신히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Uh, this shows a, this shows also inscription on the scale as as well. And it is a center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China. Japan. 이건 다른 면이고요. 어, 이것은 그 다 카피 본 사진 다큐멘테이션입니다. Yeah, this is documentation of copies of this monument. 어, 다음 이 프로젝트는 작년에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한 프로젝트인데요. It is made in, um, in Amsterdam last year. 어, 저것이 꽃 이름인데요, 제목이요. Yeah, that's the name of flower, evening primrose. 밤에만 밤에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에요. It, it only blossoms during the night. 어, 이 바닥에 텍스트가 보이실 텐데요. 저것은 현재 성매매 여성의 시입니다. Yeah, the uh, the text you see on the screen are written by uh, prostitutes. 어, 제가 저의 그 컨셉을 적은 것을 음, 세계 섹스 유니언에 이메일을 보내서요. 그들이 저의 컨셉에 동의한 후에 그들이 적은 시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I emailed a, a message about my project to uh, International Sex Workers Network, and then I received a few po- poems by some women. 어,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램, 음, 가로등을 만든 거예요. And then I made a, um, a light project with lamplight in Amsterdam Street. 근데 그거를 특수 제작해서요. 그 시가 그림자로 이렇게 바닥에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And I showed um, the their poems could be seen as a shadow rather than as a right. 저기 그 우드 컬트라는 컬크라는 것은요 교회인데요. 그 yeah. 암스테르담 레드라이트 디스트릭 중앙에 있는 교회입니다. The Udkirk is a name of a church actually it means old church and right? Yeah. And it's the middle of uh, middle of the red light district in So- Amsterdam. 그 교회 허가를 받아서 그 교회 담벼락에 가로등으로 설치한 공, 그러니까 공 뭐라 그러지? 퍼블릭 아트라고 할수 있게. Uh, it's a kind of a public art uh, with an authority by authority of a church on the street. 어, 이것은 작년에 제가 한 제 장례식에 대한 퍼포먼스입니다. This is performance of my own funeral. 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장례식 할때 죽은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중앙에 놓거든요. In Korean funeral, uh, we uh, we usually put, uh, put um, Korean funeral for a portrait of the dead person. 근데 저는 그 사진 뒤에 직접 앉아서요. Instead, I just um, sat behind the frame of the photo. 예, 그리고 그 사람, 그러니까 저에게 문상을 온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 뭐라고 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I try to communicate with people mourning and people um, had memory on me. 제가 이걸 왜 만들었나 생각해봤더니 죽어서도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뭐 그런 건것 같아요. It shows my obsession to be a perfect and the best person to everyone. 어, 이 작업과 연관돼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기계인데요. Um, this work is related to the previous work 어, 이, for funeral. 이 앞에 작업과 이 뒤에 작업은 작년에 상파울로 비엔날에서 보여진 작업입니다. Uh, these two works shown at um, São Paulo Biennial last year. 그러니까 이 작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작된 신체예요. Uh, it is a kind of a hybrid um, um, hybrid organs. 어, 그래서 이게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고. It makes a sound and it makes a motion.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Thanks.